수아 오늘은 또 바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돌체라떼 모카한테 맛있는 거 잡아주려고 왔는데 어, 제가 혼자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부하 네, 오늘 땡땡 잡으러 왔는데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아리마 진해대장으로 갑니다 저는 해루지라는 유튜버고요 오늘 수영님 처음 뵀는데 또 키우신 수달들한테 맛있는 털개 먹여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물이 엄청 맑고 감이 좋은데요 저저저저 어, 오! 네. 와 대박 크다 크다 크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, 어 그 그 털개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남부지방에서만 잡힌다는 완밤송이개입니다 여러분 붙어있던 거 도망가가지고 오 와. 나이스 또 나왔다 와또 아, 진해 대장님께서 이것저것 또 많이 챙겨주셨어요

Rồi rồi Cộng 10 cuốn thì